두 개를 동시에 먹어 오늘은 가래떡에 불닭소스 통소세지 떡볶이에요 맛있겠죠 김말이 통소세지 통가래떡 씹는 소리 너무 좋아요 옹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불닭볶음면 소스를 넣은 통 가래떡 떡볶이와 소세지 그리고 김말이를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까요? 김말이 김말이 진짜 맛있다 이거 냉동식품 사다가 튀겼는데 맛있다 김말이 먹방이 되어버렸네 아니 불닭볶음면 소스는 안 어울리는 게 뭐예요? <laughs> 엄청 맛있는데요? 그럼 대망의 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개를 동시에 먹어 지금 이제 배에서 계속 떡 넘어가는 소리가꼬르륵꼬르륵 하면서 소리가 나고 있는데 <laughs> 아 근데 불닭소스를 넣었더니 맵다 불닭이 이렇게 매웠나? 소스 듬뿍 묻은 김말이 소스 듬뿍 묻은 소세지 아, 이렇게 통으로 먹으니까 한입 씹을 때마다 입안을 가득 떡볶이로 채울 수 있잖아요 그게 뭔가 되게 좀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<laughs> 뭔가 그 가득 찬 느낌 가래떡이 하나를 먹어도 진짜 배부르네요 와 좋다 여기다가 그냥 소스만 넣을 게 아니라 그 불닭볶음 면도 같이 넣어서 라볶이잖아 통가래떡 불닭 라볶이 맛있겠다 통가래떡 떡볶이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슬픈가? <laughs> 귀여운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이걸 하려고 떡을 사다 놨거든요 근데 여운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먹어보고 싶대 떡이 가래떡이 그래서 <laughs> 하나 줬는데 그걸 엄청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찍었어요 <laughs> 그래서 다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래떡 을 사다가 오늘 이제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맛있어요? 아빠 먹어요? 아빠 한 번. 음. 맛있어? 응, 음, 맛있어. 어 머리카락 아이고 <laughs> 괜찮아요?